비 오는 아침에 카메라를 보니까 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, 뭐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? 어 그랬어? 어. 아니 카메라에 저 적응을 하고 후분해서 비 떨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그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